나 너무 떨려. 아, 긴장된다. 잘하겠죠? 그렇죠. 네. 네. 잘해야죠. 네. 저희 첫 MC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인사해주셔서 저희 MCND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 프리스 안녕하세요, MCND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까요? 동무 프리즈! 안녕하세요, m c 입니다 네, 이제 저희 MCND 멤버들이 한 명 한 명 인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먼저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MCND의 만능 리더 캐슬제이입니다. 앞으로 카논박스를 통해 천재 만능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MCND의 슈퍼 분위기 메이커 윈입니다. 안녕. 안녕. 나 MCN d 빈 막내야. 잘 부탁해. <laughs> 와 잘생겼다. 알아. 안녕하세요 MCND의 감성 매력 보이스를 맡고 있는 MCND 휴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ND의 곰탱이 민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우와. 곰탱이. 네, 저희 MCND가 사실 pre 데뷔, TOP 갱으로 프리 데뷔를 하고 제일 처음으로 나왔던 방송이 여기 카논박스잖아요. 다들 네. 기억하시죠? 네, 네, 맞아요. 이게 뭐야? 좋아져서 나 하나만 들어줬어. 오. 오. 아 잠깐만. 첫 방송을 카논박스에서 첫 MC를 카논박스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네. 정말 영광입니다. 와우! 와우! 아. 그 사전에 네. 3개월간 밀팅할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하나도 안 왔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실감이 참 나네요. 네. 와. 자, 카논박스가 지난 4월을 마지막으로 두 달 동안 재정비를 해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왔는데요. 다시 돌아온 만큼 더 새롭게 돌아왔죠. 어떻게 돌아왔죠? 어떻게 돌아왔죠? 어떻게 돌아왔죠? 바로 바로 바로 카는보라 보이는 라디오 컨셉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앉아서 도란도란 여러분들의 고민도 들어드리고 음. 좋은 케이팝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카논박스 MC가 된 첫 시간에 무조건 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 뭐지? 네. 뭔데? 그게 뭘까요? MC 신고식? 신고식? 신고식? 신고식? 칸, 고식 신고식. 칸고식. 일명, 아, 칸고식.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뮤직콘 팀이 카논박스 저희 MC 엔디만의 signature 포즈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카논박스! 뮤직온 TV 카논 빵 카논 빵 뮤직원 TV 카논 빵 카논 빵 카논 빵 가자 야 그럼 형부터 뭐 자유롭게 이렇게 가볼까요? 아, 처음 느끼잖아요. 그러면 막내부터 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 막내가 또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아이디어 좀 많죠. 끝장나죠, 네. 진짜. 카논박스의 포징을 만나요. 저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진짜. 카논, 카논박스. 네. 약간 귀엽고 완전 사랑스러운 걸로 한번 보여주세요. 막내 할 막내 힘을 보여줘.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카논 하면 다 같이 박스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하나, 둘, 셋. 카논 박스! 네. 다른 아이디어 있을까요? 네? 약간 이건 좀 밋밋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회중군이 보여주세요. 좀 더 개성 있게. 저는 이제 앉아있다가 하는 건데 카논 박스. 카논 박스. 자기도 창피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laughs> 어떻게 하는 걸 한 번만 더보여주 아, 제가 두번 아찔해서 잡아봤어요. 한번 더, 한 번 더. 아, 보세요 예. 자, 순식간 박수. 아, 순식간에 지나가네. 예, 여러분들 클립으로 따주세요. 이거 오늘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아, 저는 솔직히 원한 게 있었어요. 뭔데요? 뭔데요? 이거를 다 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시간차로 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카노 박스 박스 가는 거지 옆으로 오케이 해봐 일어서 일어서세요 어, 알았어 이어서서까지 이렇게? 어. 5, 6, 7, 8 카논 박스 카논 박스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민재군 한번 보여주세요 눈물 나올 것 같아 <laughs> 아, 눈물 나온 것 같아 네 민재군 한번 보여주세요 저만 카는 하면 그렇지 이렇게 박수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 그렇지 이렇게 박수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매 화마다 해야 되는 네. 거야 얘들아 이게 네. 아 그렇네 <laughs> 어, 우리가 이걸 어. 매 화마다 해야 돼 어, 이거 어, 한 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오케이 한번 아, 해봅시다 다 같이 해요 네, 알죠? 아, 제가 카논 할게요 5, 6, 7, 8 카논 카논 카논 카논 짧고 짧고 굵네요. 네. 네. 다음 빅형이죠? 전가요? 네. 네 형님.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왜 의자를 뒤로 빼는 거죠? 살짝 이제 켜야겠네 카논 박스 하잖아요. 그럼 네. 이제 다 같이 카논 박스. 알겠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이게 제일 네. 네. 다 같이 이제 네. 일자로 서 있다가 한 번에 딱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서 음. 아, 한번 해줘요. 자 얌전하게 있다가 팍 해야 돼 아셨죠? 네. 카논 <laughs> 카논 카논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부담감이 되게 크시겠어요, 캐스제이 형. 네, 할게요. 이거, 이거 살리면 어, 깨가 무거워지네. 아. 네. 저는 생각한 게 있거든요. 뭔데요? 이게 저희가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네. 카논 박스 하면서 이렇게 박스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이렇게 쪼그려 앉았다가 점프하면 카논 박스! 어때요? 음. 해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오케이, 아, 그럽시다.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카논 박스! 카논 박스! 약간 이런 느낌. 네, 약간 깜짝 선물 상자 같은 그런 음. 느낌. 내 음, 거는 시장.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데 다 같이 하는 그림이 한번 나왔잖아요. 네. 이제 이게 많이 돌아다닐 거란 말이죠. 네. 이제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건 무난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걸로. 네, 형께 제일 귀엽고 무난한 거. 네. 캐슬 제이 형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캐슬 제이 형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민희 씨 배신했어. 맞아, 민희 배신했어. 방금 아, 이대로 하면 안 끝날 것 같아요. 그 네, 그러면은 캐스제이 한 네, 걸로. 제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매 화마다 열심히 상자 안에서 뚫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상자 상자 시리즈도 좀 넣어주세요. <laughs> 상자 시리즈. 상자 시 아, 이렇게 큰 박스로 우리 다섯 명 가져주신 다음에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도 재밌겠다. <laughs> 갑시다. 네. 하나, 둘, 셋, 넷. 카논 파스! 아, 이렇게 뭔가 로고를 만드니까 진짜 카논박스 MC가 된 것 같네요. 맞아요. 아, 그럼 이제 카논박스 MC도 됐으니 저희가 여러분께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죠. 오, 뭐죠? 뭘 준비했죠? 저희 카논박스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고 어떤 컨셉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보이는 라디오죠. 그죠, 그거죠. 그죠 라디오엔 여러분 뭐가 빠질 수 없어요? 노래. 그렇죠, 음악! 음악이 음,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음악 어떤 음악을 준비했죠? MC n d 가 카논박스 MC가 되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죠. 첫 시간. 첫 시간. My. Playlist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와, 와. 그죠. 카논버스 컴백 기념이자 카논 개편 특집으로 저희 MC들이 직접 추천하는 케이팝입니다. 그럼 그 음악 만나보고 오실까요? 이슈니 미션 마쇼! MC가 된 걸 저희보다 기뻐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어? 누구죠? 어, MC 데뷔 축하 영상까지 보내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헐, 진짜요? 저희 MC인데이게요. 대박. 어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얼른 볼까요? 그럴까요? 네. 어. 네. 고맙습니다. 이튜진 TV 가서! 김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Wow. <laughs> 네, 카논박스의 새 MC가 된 MC 앤디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뭐 멤버분들 뭐 전 MC로서 네, 한 분씩 간단하게 꿀팁 하나 주시면 어, 제가 어, 마지막으로 위기 대처는 좀 아, 위기 대처는 아, 어, 어, 맞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의심할 것. 아. 특히 카논박스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쉽지 않아요. 저는 이기려고 욕심부리면 큰코 다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난 맨날 지니까 힘들더라고. 아, 그것도 좀. 네. 근데 그냥 편하게 재밌게. 근데 또 우리 MCND 분들도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아, 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잠깐! 저희가 또 이렇게 카논박스를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소리 질러! 뭐냐면요 어, 내가 나에게 그리고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너에게 이렇게 위로와 또 희망이 담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곡입니다 네, 또 뮤직비디오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준이 형의 연기가 또 돋보이는 또 소나기 장면을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여러분들을 만나러 깜짝 등장할 거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베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TV 가논박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추천해준 음악 잘 듣고 오셨나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카논박스 첫 번째 개편 시간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직접 들어드리는 카논 고민 상담소입니다. Wow. Wow. 매주 여러분들이 직접 카논 박스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드릴게요. 카논 고민 상담소에는 어떤 사연이 왔을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아이디 모모. 모모?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laughs> 이건 기억해주면 좋다. 라고 생각하는 한국어 가르쳐주세요. 아, 새로운 MC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모모님. 모모님의 사연부터 좀 저희가 해결을 해볼까요? 한국어가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그죠. 외우면 좋을 한국어 음... 단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또 한국어 단어 이쁜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이쁜 단어요? 네. 저는 별빛 좋아합니다, 별빛. 별빛. 별빛. 실상에서쓸 수 있는 음... 경찰서 어디예요? 경찰서. <laughs> 아니 위치를 알고. 네. 어. 경찰서 이런 거. 네. 아 기억이 남네요. 네, 좋은 네. 것 같아요. 저는 덕분에. 어, 덕분에. 그리고 네. 따뜻해. 이렇게 음. 두개 정도. 저는 단어는 불꽃. 불꽃. 네. 오. 어. 불꽃 하면은 음. MCND가 딱 떠오르거든요. 타오르잖아요. 음. 네. 그래서 MCND 많이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불꽃. 불꽃. MCND는 아이스에이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차가운데? 그 얼음. 그 얼음. 냉장 아, 네. 얼음 불꽃 두 개 하죠. 얼음 불꽃. 네, 얼음 불꽃. 얼음 불꽃. 네, 얼음 불꽃. 네. 저는 네, 그 꽃이요, 꽃. 꽃, 꽃. 오, 꽃. 어, 그렇죠. 꽃은 꽃말도 있고. 네, 맞아요. 꽃이 가, 가진 고유의 향기도 있고, 네. 색도 있고. 그러면 꽃받침 한번 해주세요. 아이, 에이. 꽃이 폈네. 에이, 진짜. 내가 너의 꽃이 되어줄게. 그래, 이상이 네. 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박스 한두 번 찍어. 아, 지금. 아, 진짜. 아, 러분 실망하신다고. 아. 네. 보여줘, 휴준아. 우리 아이돌이잖아. 5, 6, 7, 8. 제가 꽃이니까요. 에이. 아. 왜 무슨 지 같지 않아서. 네, 그래서 민재 군은요? 어, 저는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어때요? 우리 집이요? 네. 어.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laughs>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집이 제일 편하다. 아.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으로. 우리 집. 네. 편안함을 연상해. 네. 편안함 맞아요. 네, 그죠. 따뜻함. 우리 집 TPM 선배님 버전으로 한번. 아. 네. 어. 우리 집으로 와요. <laughs> 존댓말 버전이죠. 네, 존댓말 버전이죠. 네, 존댓말 버전. 딱 아유. 어, 우리 집으로 와요. 아. 네, 딱 떠올랐던 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편의점. 편의점. 편 와, 중요하죠. 아. 그거 진짜 우리나라에서 없으면 안 돼. 네. 편의점 진짜 중요하거든요. 편의상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laughs> 편의점. 편의점. 물쇼 맞아요. 편의점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편의점. 저희 MCND도 편의점과 정말 뗄래야 뗄수 뗄수 없는 아,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세 번이잖아. 요 아, 하루에 세 번 이상 가는 편의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좋아요. 잘 선택했어요. 자, 고민 해결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연. 자, 아이디 롤리팝 님입니다. 남동생이 야채를 먹지 않아요. 매번 제 밥에 야채를 올려 놓아요. 어떻게 하면 남동생에게 야채를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 상담 좀 보내드렸어요. 어, 야채. 저희도 있잖아요. 네. 네. 저희 야채맨. 저 빠져있을게요. 고민 해결을 못해요. <laughs> 약간의 TMI지만 휘준군은 햄버거를 먹을 때 피클을 빼먹고요. 토마토도 아, 빼 저도요. 네, 토마토도 빼고요. 윙군은 소스와 피클을 빼고요. 맞습니다. 피구는 야채란 야채는 다 팬서 빵, 고기빵, 네, 빵, 패티빵, 파티프 아. 네. 저는 토마토를 뺍니다. 아. 네, 민재 군은 하나도 빼지 않죠. 네, 저는 다 먹습니다. 네, 이 고민은 그래서 민재 군이 잘 어떻게 해결을 아. 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제가요. 네, 저희도 이분 그 동생분의 마음이 이해는 되거든요. 아, 이해는 네, 돼요. 이해는 돼. 근데 이건 방법이 정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데요? 어떤 거죠? 그냥 드세요. 아, <laughs> 그냥 그냥 뭐 먹어. 네.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무서워하지 말고 네. 저도 음식점에서 나오는 버섯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 근데 또 마라탕에 나오는 버섯은 기가 막히게 잘 먹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만 먹지 말고 약간 다른 첨가된 조화롭게 아, 네. 먹어라. 약간 뭐, 뭐, 볶음밥을 먹는다든지 음, 네. 토마토에도 설탕을 뿌려 먹는다. 아 어, 진짜 맛있죠. 햄 야채 볶음밥 그런 거.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볶음밥. 그런 식으로 사연. 어때요? 네. 예. 도전해 볼만해요? 야채는 건강에 좋고요. 네, 건강에 좋고. 네. 예. 지금 건강해요, 여러분. 균형적인 식단을 유지해야지 앞으로도 꾸준하게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맞습니다. 어, 야채는 최대한 편식하지 않고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저희 m c n d 함께하는 카논박스 안에 고민 상담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자주 애용해 주시고요. 저희 MCND가 공감하고 해결책을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음악 듣고 오실까요? MC 앤디가 추천하는 K-팝 미션이 느리느리가요 M1 가는 복수 고란노 미나상 곤니치와 에디식스 어, 뭔가 상대방에게 제발 나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런 그 답을 제발 주세요 하는 곡이고요 이번에 포인트가 되는 소절은 아 아 아다 아, 아, 아, 아. 여기가 포인트 안무도 있고 해서 많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둥근 원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쵸? 한 명씩 재미난 이 표현을 소품을 이용해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들 서로 못 봤어요 음. 하는 거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음. 그런데 다들 재밌게 했죠? 네 맞아요 너무 웃겼어요 음. 보이진 않았지만 형 너가 제일 웃긴 것 아, 같아요 저는 이제 목적이 앞에 이제 촬영하신 분들 웃기는 게 목적이었는데 아. 그 목적을 성공해가지고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진이가 <laughs> 네. 돌아가니까 맞아요 재밌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좋은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러 꼭 일본으로 갈 거고요 어, 저희 이번에 나오는 다블조 타이틀곡 굉장히 좋은 곡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ABC 데 스타 바이바이 뮤직은 TV 카논 박스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헐 <laughs> 그니까요 러 너무 빨리 지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짧지만 아주 재밌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카논 양자 태희. 양자 태희. 네, 다시 다시 다시. 네, 여러분들 이름하여 카논 양자 태기. 카논 양자 태기는 매주 오늘의 멤버를 뽑는데요. 네. 뽑힌 멤버는 다섯 가지의 양자 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들 본능적으로 바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게 본능적?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망설이면 안 돼요? 네, 망설이면 안 돼요. 바로 딱 해줘야 돼요. 오, 네? 망설이면 애교가. 애교. 네. 망설이면 애교래요, 네. 네. 그럼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멤버를 뽑아봅시다. 네,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색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보라색 고 네. 약간 재밌네요. 이거 뭔지 알죠? 초등학교 뽑기, 문, 방구 앞에서. 아하, 네. 아, 맞아요. 민군이네, 그 딱, 딱 민군이야. 꼭 맞췄나봐. 아니, 뭐야, 그건. 휘준 이가 맞춘 민군입니다. 짜잔! 갈까요? 됐어요, 준비? 네, 저는 마음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진짜 단 0.5초의 망상도 있어서 안 돼요. 바로 바로 하는 거. 바로 바로. 알겠습니다. 갑니다. 네. 사랑 돈. 돈. 사랑 돈. 돈. 오. <laughs> 너 오늘 끝났어.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바다산. 바다. 물냉면 비빔냉면. 비빔냉면. 치킨 피자. 치킨. 네, 민구는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 우리 아. 반응했어요. 아유, 그럼 망설일 걸 그래. <laughs> 네. 아, 갑자기, 갑자기 들어오니까. 너무 빨리 말했어요. 네. 에 예. 근데 진짜 단 1도 안 망설이는데요? 어, 네. 근데 왜 사랑보다 돈이 더 좋아요? 아, 이게 먼저 들린... 아 이게 안 되겠어요. 마지막에 그죠, 네, 저희는... 네, 이거는... 네. 왜 돈이냐면... 네. 돈이 더 좋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laughs> 아니죠, 아니죠.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 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람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게 돈이니까요. 네. 그래요? 사람을 돈으로... 뭐 아닌가? <laughs>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끝났어,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주려고요. 아, 아 네네. 진짜요? 알겠어.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오, 진짜 대박! <laughs> 네, 대박, 대박. 그죠, 그죠. 저 같아도 저도 사람 골랐을 거예요. 사랑 골랐죠? 저한테도. 그죠? 돈이 조건 사랑이죠. 돈이 사랑이죠. 사랑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네. 가족 사랑이죠. 가족이 내가 나빴어, 내가 나빴어. 네,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물냉면, 비빔냉면. 저는 사실 둘안 먹어요. 근데 왜 아, 골랐죠? 왜 골랐죠? 안먹데왜 골라요? 비빔냉면... <laughs> 아니, 왜 이렇게 공격적이 너무 재밌어! 치킨 피자? 저랑 피자 먹은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뭐 이거 오늘 하 뭐 가짜를 밝히는 시간이 요번 주에 한 세 번 가지 않았어요? 네, 아, 한세 번 갔죠. 네. 아, 그렇네. 음, 거짓말이에요. 근데 가족끼리 치킨을 많이 먹었어요. 아, 가족끼리 치킨. 그래서 음. 치킨이 좀 더. 그러니까 MCND는 가족이 아니다. 가족 아니다. MCND는 가족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네, 상처만 남는 양자 태길이네요. 음. 아. 네. 다음에는 누가 희생양이 될지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그죠, 여러분들? 네. 이거 긴장 많이 해야겠어요. 이거 네. 가볍게 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위험한 거네 이거 양자태 이거 자 과연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정말 바이바이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음. 어 일단 오늘 첫 MC <laughs> 뭐야 무슨 표정이야 <laughs> 오늘 첫 MC 어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MC라는 자리를 처음 맡아보니까 네. 너무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끝마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음. 네 앞으로도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첫 MC잖아요. 네. 그죠. 네, 많이 긴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음번에는좀 더 자연스럽고 저 활기차고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오늘 저희 멤버들이 전부 긴장을 해갖고 100%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약간 저희 MCND의 매력이 한 100만 분의 1 정도 오늘 보여드렸으니까 매 회차마다 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MCND가 되도록 하겠고 카논박스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신 만큼 저희 MCND 자랑스러울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오늘보다 더 멋진 MCND가 돼요. MC MCND가 돼요.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 좋은 음악과 꿀잼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사랑